Thank you. 얘들아 그럼 부를게 대표야 1번 1번 아 롱비치 있는 거어 맞아 이거 그냥 아니 그렇게 나네 여기 gate number가 있나? 없는 것 같은데 이거야 이줄 이거 봐봐 하늘 오 진짜 예쁘지 어. <laughs> 마시멜로 펑 Not ringing. 그치 뭘 말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어? 왜? 성명할래? 그래갖고 회사에서 입고 있는데 어? 일단 나왔으면 우리 좀 쓸데 많으니까 I wonder where you have flown. Can't stop thinking about it, no. don't know why I feel this way. Oh, 원 나가 나가 딸딸이 최고 벌써 먹고 있다 나 화장실 갔다 쌌다 쌌어 어디 묻었어 <laughs> 이게 딱 이게 딱 네, 좋아요 오케이 예, 예. 인데 돌렸더니 어 이거예요? 먹어봐 Where is my nest? Don't make accident, okay? No, no bad But it's cream driver. Make it 있지 않을까? 내비를 루비 근데 그런 의미가 없나? 화장실 어, 못 가고 끝이야? 못 들어가요 쟤는 걸걸? 근데 아무도 안 해. 뽑아서 화재 티켓 받으면 화재 티켓 받아 음. 아, 돈 주는 거 아니고? 맥주 마시면서 라이브 무 너무 만족하다 오! 아, 거야? 응. Can I get one strawberry banana smoothie? Of course. Not Uh, can I get a uh, rose wine? Glass? The glass of yeah, rose? Yeah, of course. a rose. Rose. Oh, thank you. You're welcome. Smoothie's coming right up. 잠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춥더라. I have to call you when I get off the boat. It's Austin's birthday on the 4th.